예. 아유 뭐싹 밀어끼시고 뭐. 전체적으로 다 싹 밀가에. 예, 엄마 밀필랍니다 엄마. 요새 머리도 복잡하고. 네. 싹밀어주지 네. 새끼 인자기 노는 가베 잘 깎았습니다 얼마입니까? 12,000원이요 12,000원 뭐 이거 받아 먹고 살겠습니까?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아예 네. 고맙습니다 예. 안 그래도 별로 안, 안, 안 좋은 감정인데 더위 나오면 좀 났을 줄 알았더만은 이 새끼 그 새끼 진영화에서 이 하는 짓이 내가 저거 그냥 안아주지 개새끼 예, 인마 차도 없고 돈도 없고 불편하네 불편해 자전거가 뭐고 자전거가 새끼가 희한한 이거 뭐 작업도 기분 별로 안 좋네 자, 걸베이가 대표님가 운동하는 게. 새끼 말아. 새끼가 야자전거 타지 않느나 사람이 골뱅거리려고 그래 그래 니모도 니가 막 파는 거니까 따라가줄게 천천히 내가 오는 거뭐다 기부하고 마음도 비웠는데 사람 지기이 이리 힘듭니까? 그러고 20년 세월 동안 제가 제대로 못 살았다 하십니까? 무슨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정 심정이 예 심정이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예. 바랍니다 어디까지 뭐 아무튼 예 경미 니 노일이 나왔을 때 그때 와서 나한테 사과 한마디만 해줬어 내 이리까지는 안 했어 아이 새끼야 그럼 여기서 니하고 나하고 같이 죽는 게야 어? 새끼 <laughs> 와이 꿈이야 와 어젯밤에 그리 악몽이 어서 일만씨 예? 내가 이제 행님으로 해줄까? 다 털고 뭐 이래 쓴게 배신것지 뭐야 꿈속에서 그리 괴롭히더만 이거 왔어 어이 그러면 막그 장난치나 아 집에 와라 자고 거 아이가? 어? 어? 에이씨. 아, 너. 아. 일어나, 일어나. 아이. 너 일마이지. 꽁소리에서 그 연애 괴롭히더만. 응? 어? 벤신에까지 이와고 벤신은 뭐, 뜻대로 될줄 알았니까이 새끼. 어? 짜 들어 진짜 내가 마음 다 빼앗는데 형님 뭐 시끄리 미래에 남아갖고 나한테 저분 어떠십니까? 아니 저분 못 들으십니까 형님 예? 내가 싹다 퍼주고 이 부처님한테 이거 지금 어깨를 삼선 속속지한다고 어? 재산이 뭐고 싹다 덮인데 니그 많던 돈다 어떻게 됐니? 그 많이 달구다기는 동생들 다 어떠고 집있노 니 그만 그리만 사는 것 때문에 내 일을 안 했다 이 빙신 쪼박같이 살고 있으니까 나가 그만 그 죽이고 싶다 그만 죽이고 싶었다 그만 야, 내가 속이 얼마나 탔어 이렇게 안 뽑는거 괜찮으니고 괜찮다 아니 근데 그만 좀 이자고 있어 나도 형님 20년 동안 맨날 어젯밤에도 형님 나와갖고 내 칼로 몇 번 찌르는 거 아닌가 어디 뭐 꿈에서 뭐라 캐는 거 아닙니까? 니는 오늘 죽고 내일 죽을게야 에이 그 말입니까? 예, 내가 그런 악몽에 시달리고 산단 말입니다. 예, 문제만 그까지는 내가 뭔, 몰랐다 실질적으로. 소문은 왜 들었다 아닙니까? 소문은 그래 그래 들었는데 왜 그렇게 악랄하게 살다? 이리 와조바까지 사냐 말이야. 그래서 너썩나 보고야 나는. 그내 업보라 그래서 부처님한테 빈다 아닙니까? 그 왜 내가 형그 사람 지인 그게 진짜 그래 그 큰기라 형님 안 맞다 내가 지인 거 그 맞지? 지 다 아는데 진정바래 그럼 하여튼 넌다덜내비고 자선 단체 기부해비고 그, 그 동생들 다떠나버려비고니몸 네 아파갖고 이래야 지고 혼자 좁아같이 일이 있으니까 나더 막 가슴이 억울해갖고 그래서 나 아, 이런 짓까지 했다. 아, 괜찮습니까, 그래. 아, 괜찮다. 형님, 나도 형님, 형님, 뭐, 소문대로 그래, 내가 했는데, 20년 동안 진짜 힘들었는데, 솔직히 다 죽어나게 마음은 편안하긴 한데, 막 악몽에 시달리고, 형님 맨날 또 악몽, 형님도 악몽이 나와, 예. 그런 상황에서 뭐, 뭐, 이리 사는 게 마음 편하기도 한데, 아니면 돌아삐겠어 나도 잠도 안 오고 부처님한테 오직 하면 내 요하고 행 빌고 그래 알겠습니까 여형분님 너무 서수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이자 보고 이제 형님잘 지내보시죠 그래 그래 해보자 이제 니도 다 그 뭐 어주했으면 그 많은 재산 다 기부하고 동생들 갈 길 다 챙겨주고 했겠노 예, 나도 작업하러 온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만 주다가 이래 할라 했는데 너무 니가 내가 참 비참해서 그래서 올라왔다 그래 내도 이래 한 내가 잘못이다 일로 가시 일로 가시 아, 일로 와보시니까 아유 밥은요? 니는 니는 밥 중에 먹었나? 아유 요새 밥이고 뭐 생기 머리가 안 좋아 우리 온 김에 하회도 했고 어. 부처님한테 형님 영혼 좀 달래고로 어. 근데 마음 좀 편하고로 그리 좀 합시다 형님 예. 좀 어? 왜가는 거야, 얘가 아 교회 다니는 건 아는데 그래 이왕 어. 왔으니까 왔으니까 요 아니 절반하고 가자고 이 사람이고 나는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지 사람한테 어떻게 절로 왔나말이고 <laughs> 방금 이내 이 형님 헤딩에 좀 머리가 좀 아이 기도 한번 하고 가자고 이게 뭐, 뭐, 뭐 사십니까 나는 그럼 저 어이 쳐다보고 막 하는 놈한테 기도할게 이, 이거 부산한테 나는 못하겠다 에이구 맞다 뭐 아이가 아니 나도 하나님인데 지민아 네부처님이니 그 부처님이죠 나무한 타볼 오 주여 하나님 보살피 주옵소서 간샘보살 간샘보살 간샘보살 다시 다시 간샘보살 간샘보살 할렐루야 간세보살 할렐루야 간세보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, 대사 감사, 행이 좀 말이 이상해진데 이거 좀 장군데 간, 가, 간세보살 할렐루야 이상해진다니까 행이 때문에 에이 뭐야 빨리 빨리 빨리 어, 어, 마무리 하자 좀 마. 우리 한번